형 어? 소리내서 읽어봐 소리내서 읽어봐 진짜 읽는 거 맞아? 진짜 읽지 On March 15th, the government just carried announced a plan to boost youth employment, which included a subsidy grandmother, of about 10 million won. I don't understand what you said. 무슨 내용이야? time, please. 올려도 되는 내용이지? 아 그럼. 음, 알았어. 음. 올려도 되는 내용이지. 왜? 난 모르니까. 어? 난 모르잖아.